사장님 이거 찍어도 돼요? 몰라야 돼. 처음 본다. 야, 이, 이거 한대 없어 옛날에는.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. 네? 어렸을 때는 봤는데. 어, 옛날에는 있었는데, 옛날에 하던, 나야, 수리하는 사람들이. 음. 그지 나이가 많이 넘게 젊다. 아. 그런 사람도 많고, 저거 애들한테 인가 죽는데, 젊은 사람들 다 나갔다고. 음. 나오고 있어요. 음. 이게 온도예요? 네. 지금 근 200도 가까이 올라오잖아. 아. 그러면 여기 빨간불 들어오지? 네. 예. 빨간불 요 꺼지면서 요 부자 요빼 울면 이제 꺼서 이제 식혀야 돼. 아. 그래 이제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. 요거 부자 빼 울리는 시간이 한 10분, 10분 다 안 돼서 부자 빼 울거든요. 아. 아 이걸 이래서 타이어를 녹여가지고 그냥 그렇지 떼어보는 거 다야 원망근은 제로거든 이게 아. 이거 구하기가 지금 되게 힘들어요 요걸 이게 잠깐만 갖고 이제 그걸 해가지고 <laughs> 희한한 녹여가지고 안에 서태해가지고 이렇게 각거든 다야 공장에 가면 어. 옛날에 이제 재생다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너무 저런 거 구하기가 좀 쉽었는데 지금 어. 이거 사용한 다 없으면 지금 구기힘들어 아, 참. 여기는 보면은 요, 요거 두 겹, 세 겹 해가지고 요런 거 가운데 한 겹, 이거 가지고 있어요. 가운데 요 실밥 드린 한거 있아 양쪽으로. 네. 이거 재료를 넣은 거에서 뭐한 거야? 아 저게 또 아, 종류별로 다르구나 깡통 떼올 때는 저 깡통에 든거 저거 뻔, 뻔도 저거 발라갖고 요거 붙이지만은 아. 요거 하는 거는 또 풀도 털리라 저 뻔도 저거는 음. 열받아만 빨라 붙어갖고 예. 저거하고 밀착이 안 되고 요거는 내가 이제 고무 이을 높아가지고 풀을 막는 기더라 이거 어. 원 제로를 가지고 예. 이 고무니까 열을 주고 여기 안 되죠 안 되죠 밀착이 돼. 일반, 일반 오공인데 저런 거는 열주막 빨라 붙어갖고 올라져 잖아 이게 안 붙지. 아, 여기. 스위치 끄는 상태에서 또 열 식는 시간이 있으니까 또 한참 기다려야 돼. 아. 신기 장면. 거고 키스 네. 바뀌었을때 바로 오면은 일반 방구는 이런 식으로 떼오는 거라 키스 바뀌었을때 바로 왔습니다 지렁이를 뽑으면서 구멍을 딱 꺼내 키우거든 구멍 너무 큰 거는 고약 재료 붙여갖고 전지 내주는 거죠 음... 끝난 거예요? 네. 끼야 돼요? 네. 이야. 아유, 아유. 미리 얘기해놓은 래 아, 깜짝이 間違えてるうちの感じ。 이게 예, 또 요즘은 자야당 가도 이런 물품 자체가 없어 와 이게 제일 간단하게 정확하게 이제 하긴 할수 있어 다른 집에 가면 전부 비누물 칙칙 뿌려갖고 그 딱 제자리 그 아다리 잡으면 그게 음. 감사합니다